자 안산 올 시즌에 상당히 그 기간은 어, 상위권에 올라있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걱정 어린 부분도 있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안산도 승리를 하게 된다는 선수들 아, 어, 그러면서 올 시즌 K리그는 아, 처음 출전, 물론 지난 FA컵에 출전한 적은 이승빈 골키퍼가 멀리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박민규. 자, 스하이 선수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산 수비는 이준희 아스날 쪽으로 연결합니다. 아스날 쪽으로 아스나이의 원래 포지션만 놓고 본다면 이준희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 체제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어, 한국에 와서 첫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아스나 선수가 오른쪽에서 드로즈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치고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좋습니다만 수비를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 아스나이 선수 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코너킥을 얻고 있습니다. 드로잭이 지금 바짝 따라붙었는데 스피드가 참 좋군요. 네. 팀에서도 밀리지도 않고요. 오른쪽에서 너킥을 얻고 있 아, 볼 뺏어냈어요. 이상민이 오른쪽으로 아스라위! 아스라위! 한 번 쳤고 아스라위! 네, 발피스도 안정적이네요. 가운데로 좋습니다. 지금은 어깨가 좀 아, 그,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오, 자 아스나이 선수. 김길식 감독이 아스나에 대한 수비 부담 어떻게 본다면은 아스나보다는 이준희 선수가 더미어요아스나 선수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아스나이 네 연결됐네요. 연결됐습니다. 박민규 앞에 두고 아스나이가 가운데로 어, 어 자, 맞았어요. 김윤도의 김윤도 슛 벗어났습니다. 뒤쪽에 자 김윤도 선수 골체를 조금 아, 성급했다고 느껴지네요. 자아스나 선수. 네, 스루 패스 연결. 아스나이가 가운데로 방향을 틀고 김민도 쪽을 봤는데요. 가운데 쪽을 연결을 시도했었는데 빠른 드로잭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슈피스가 나와서 일단 걷어내는군요. 네. 더군다나 오늘같이 이렇게 브라운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긴 패스가 이건 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또 아스나이 선수는 그 만 17세에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최연소 득점까지 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두명 사이 어, 자 좋은 위치에서 부산 파울 얻어냈는데요. 네. 수비에서는 과감성도 필요하죠. 네. 자 수비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네. 수비가 부산으로서는 좋은 기회를 드로제 드로제이 많이 뛰네요.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고요. 박민규 아스나엘 앞에 두고 가운데로 자 위험한데요. 어, 자 김윤도 최건주 최건주야 최건주. 자, 아유 최건주 선수. 네. 어, 아스나이를 불러드리는군요. 그리고 임재혁 선수가 들어갑니다. 어렵다고 봤죠? 어떻게 보면은 어, 김기식 감독의 예상된 선수 교체 어,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임재혁 선수는 좀더 21세기